이렇게 삶았어요 그거 뿌리는 거보여드릴려요 우유 꼭 필요합니다 엄청 맵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는 도전장이 아니에요 그냥 비빔면 수준 그걸 내가 목범을 찍게 되더래 그것도 매워요 이것도 매운데? 여기다 도진장 넣어 넣을까요 말까요? 나 죽을 것 같은데 벌써 이가가 빨개지는 것 같아 솔직히 불닭보다 조금 안 매워요 네, 도전장 먹어게요아 손가락이 무너졌어 손가락 피나요 피 있잖아요 이 소스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나요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머리부터 땀이 나고 있어요 아 우유 먹으면 돼요 당분간 안보이지도몰라 먹으니까 조금 나요 눈물 나요 아 이건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맵다고 했었으니까 네, 어차피 이거 이거 먹어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남아가지고 계속 굴러다녀 으...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올라와요 아 우유 묻히고 난리 난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지금 온정신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아 눈물 저는 코라고 해도 그렇지만 코만 공개 안 해요 코가 제일 못생겨서 우유랑 먹으니까 좀 멍한데 어 죽을 것 같아 상상도 못했어 진짜 앞날은 예측할 수 없나봐요 음. 어, 지울 수도 있겠는데요?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으실 것 같아요. 좀이 정도야 뭐. 아 그래요? 지금 안 되네. 저거 우유 한빡다 먹을 것 같아. 레전드 영상이 되는 거죠. 이 모습을 놔두고 살을 열심히 빼서 예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. 아, 음. 지금 핸드폰 화면에도 소스가 튀었어요. 제눈 보실래? 울고 있죠? 근데 자꾸 도전하고 쉽게 만드는데요? 아 콧물 나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입술 닦는 것도 이제 막 난리 났어 이제 지 매마다 아 콧물 나고 난리 났네 진짜 우유가 집에 꼭 있어야 되나 봐요. 어. 바이바이.